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매일 너와 함께한 추억들이 이따금씩 생각나곤 해 그 추억 속에 난 너와 손을 마주 잡고 장난을 치며 take